E aí, manos e manas, a gente está aqui com o Jim Cat nesse, nesse talk show improvisado, talk show incrível, talk show da Genar. E nós vamos começar com a apresentação das meninas. Então, por favor, se apresentem. 둘, 셋! 내 꿈과 안녕하세요. 드림캐쳐입니다. 올라! 올라! 저는 드림캐쳐의 메인 보컬 시연입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드림캐쳐 리더 지유입니다. 오의 미우노미의 유현. 올라, 저는 드림캐쳐 버거를 맡고 있는 한동입니다. 올라. 안녕하세요. 저는 드림캐쳐 막내 가인입니다. 오나! 안녕하세요. 저는 드림캐쳐 안무 담당 수아입니다. Olá, Drink também é rapper, Tami입니다. E agora que a gente já conheceu cada uma das integrantes, a gente vai saber um pouco mais sobre os trabalhos, o que que elas andam fazendo, como tá os álbuns, os EPs, o single, tudo. 일단 저희가 브라질에 와서 도시를 돌면서 팬 사인회도 하고 야. 그리고 이제 콘서트를 할 예정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매우 매우 기대를 하고 있는데 브라질에서 할 팬사인회와 콘서트는 어떨지 매우 매우 기대가 되네요. <laughs> 또 네. 중요한 건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는 거. 네. gente vai fazer quem é mais provável do grupo com algumas perguntinhas pra vocês saberem mais sobre as meninas. Né? Quem é mais provável ali, demorar mais no banho, essas coisas que ninguém conta nas entrevistas. Mentira, várias entrevistas contam. Mas a gente vai fazer aqui também. 네, 이제 준비가 제일 오래 걸리는 사람이 누군지 멤버가 준비요? 씻고 하는 그런 준비. 꾸 예. 씻는 거는 어, 여기가. 코리안 힙합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누 드라마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한 드라마. 좀 이제 날짜를 많이 까먹고 뭐 생일이나 그런 걸 많이 까먹는 사람이 누군지 아, 이유예요? 아, 오늘도 물어봤어요. 아, 네. 오늘도 물어봤어요. 오늘이 저희가 며칠 가는 날이에요 하고. 아, 제일로 이제 웃긴 사람이. 아. 아니 개그담당 동원이잖아요. 오 그라싸 그라싸 저 이제 뭐 벌레를나 보면은 막 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 누가 최고로 이제 돈을 쓸데없는데 많이 쓰는지 쓸데없는데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은 아, 맞아. 지유? 너? 지유 언니, 동 언니. 응. 지유는 먹을 때 굉장히 많이 써요. 맞아, 먹고 살아야 돼. 쇼핑. 어. 인터넷 쇼핑. 동 언니는 비싼 옷을 굉장히 아무렇지 않게 잘 사요. 그리고 음. 누가 제일 요리를 잘합니다. 아. 어. 좋아합니다. Like it. Agora eu vou pedir para as meninas mandarem um recado para vocês, todos brasileiros, só que de um jeito diferente, com os lábios presos no- nos dentes. Vamos lá, será que elas conseguem? 네, 어, 브라질 팬분들이 저희 드림캐쳐를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브라질에 와서 인터뷰도 즐겁게 하고 즐거운 시간을 많이 많이 보내고 있어요. 아, You can! You can! 니... 아 천만에가 뭐였죠? 니나다 <laughs> 니? 오브리가다 오브리가다 예. espero que vocês tenham gostado. Acompanhe o Dreamcatcher, acompanhe todas as informações do show, que ainda dá tempo de vocês correrem no show. A gente se vê no próximo vídeo. Thank you so much, guys! Now, everybody dance! Freestyle! Yeah.